리에 푸린 닮았어요. 저요? 푸린 약간 그거 아니야? 동그랗게 생기고 눈 동그랗고 걔 걔네 푸푸르르푸 노래하는 친구. 아 근데 노래하는 애가 아니라 나 나 노래하네. 나 가수네. 걔가 저를 닮은 거 아닌가요? 걔 몇 살인데요? 푸린. 따뚱. 이게 푸푸린. <laughs> 아 좀 뭔가 닮긴 했네. 약간 느낌이 있네. 1996년 처음 뭐야? 친구네 저 96년생이잖아요 아 친구네 그러면은 아 데뷔 연차는 훨씬 오래됐겠지만 프린이 그래도 그 나이로 했을 땐 친구네 따봉 프린이 먼저 TV 나왔으니까 선배님 아 그렇게 되는 건가? 아 96년이 데뷔일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대선배님 대선배, 대선배님인데요 연차가 엄청나시네 빠른 고율이에요 프린 선배님 몰랐네 나중에 인사 한번 드려야겠네요